Thank you. Salut 있고 소물이 있어야 동네 사람들이 건강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심할 때는 소물이 벌벌 나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건강하라고 우리가 생붓을 한번 잡으는데 생붓을 어떻게 제야만이 복을 많이 받는 거 하니 아따그 물 좋구나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에 밥말세 어디 가고 그냥 안주머니도 없네. 아까 문화 이렇 아, 예. 이런 이런 던지 아까 찾이는데 찾이요 가보 찾이는 저항 찾이님은 이집 대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간 어. 돈도 얼마를 내놨는가 하면 고마운 그 거 농협치네 이거. 돈도 이거 5만 8만 원. 돈도 5만 8만 원 내놓고 사이도 아흔 아홉 가만 이를 내놓으셨는데 얼씨요 우리도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좀 구달 한번 잡으는디 이제 대준님 가모님이 1년 1주다 잘 살아라고 우리가 구달 한번 잡으는디 구설 어떻게 제야만이 복을 많이 받는고 허니 오박 신장에 합다리 있고 작기 잡시를 몰아내고 명 고가로 부딪히는 것도 좋은데 어? 거기에다가 여하튼 양념으로 삼겹살 한번 해보고 가는디 어? 한바 한소 Thank you. 소목국에 김난다 어서치고 술 먹세 얼씨구 아,